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멕시카노에서 불닭 치킨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먹으려고 차차루니도 준비했고 체다 치즈, 마요네즈, 음, 풀딱 마요, 무, 맛있거는 콜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날씨가 아, 너무 더워서 매운 거 먹으면 담이 푹 날 수도 있어요 네 맛있게 먹을게요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맛있는데? 他们那时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이 잘 먹었습니다 아 너무 맵고 너무 더워서 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남는 거는 가족들이랑 나눠서 먹을게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